Hello to the world. Hello, what's up, guys? How you doing out there? We out here. Lee TV back again. 저희가 약간 이런 정신병자 컨셉으로 하는 이유는 이분 오늘 소개시켜드릴 분이 풍기는 아우라가 굉장히 뭔가 약에 취해 있는 듯한 그런 무섭도록 랩을 잘하시는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분이 어떤 분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어 이름은 르르샨 산인가 샨으로 읽는데 나도 어.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친구가 약간 그 릴핍이랑 릴핍이라는 아. 아티스트 아, 아, 안타깝게 요 최근에 이렇게 안타깝게 아, 돌아가신 rest in 피스 어, 레스트 인 피스 그분이랑 릴스카이라는 사람 있어요 요렇게 셋이 되게 많이 묶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음악 스타일도 약간 비슷하고 그리고 뭔가 그 풍기는 아우라가 비슷해가지고 음. 그리고 이 친구도 굉장히 지금 뜨고 있는 그런 핫 어. 이슈 hot potato 그런 친구인데 약간 옛날에 그 한국의 나플라가 살짝 그 뜰 때 그런 느낌이랄까? 아, 그러면은 막 전에부터 막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끔찔끔찔끔찔끔 이런 게 아니라 뽕뽕뽕뽕뽕 네. 이렇게 올라오는 네, 느낌이에요. 그 이런 스타일이 요새 유행인 것 같아요. 아, 저도 살짝 들어봤는데 진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한국은 이런 뭐 마약류나 뭐 대마초 이런 걸 못 하잖아요. 네.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그런 거에 꿈이 있는 건 아닌데 음, 뭔가 그런 몽환적인 <laughs> 몽환적인 느낌, 뭐 퍼플 스웩 같은 느낌, 음. 뭐 약간 그런 그쵸.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기대되고 이번 노래도 한 8시간 전인가 나왔어요. 네, 굉장히 hot한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Please make sure you subscribe and <laughs> like this channel and this video, please. 오케이. 그리고 나서 자 요번에 요 제목은 Deceived라는 제목인데 Deceived가 무슨 무슨 소, 소린지 아세요? 아, 저 오랜만에 영어 막히네요. 아, 처음 본 단어예요, 저는. Deceived, Deceive는 약간 속이다 이런 건데 아. Deceived 하면 약간 속임 당한 그런 느낌이랄까. 어, 뭐 약간 분노에 차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뭔가. 네, 그럴 수도 있어. 날 속였어?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Yes. <laughs> Yes. <laughs> 아 이거 삐처리해야겠다 오케이 그럼 오늘의 리액션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외쳐보죠 리액션 와우 와우 와우 디에고 콜 베넷 어. 근데 뮤직비디오 응.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그쵸 뭔가 와 컨셉 어떻게 이렇게 잡았지? 저 아. 뒤에 배경들이 그니까 저 그리고, 미니어처스럽고 네. 아. 그리고 약간 이 친구 비주얼이 되게 귀엽게 생겼어 어 어릴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 어리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원래 외국인들이 동양인을 보면 나이를 가늠을 못하잖아요 음. 동양인 외국인보다 사실 나이를 들어감에 있어서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잘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 분은 되게 성숙하시게 생겼고 또 어느 분은 이렇게 약간 여리여리하게 생겨서 정말 외국인 나이도 저희가 가늠을 못하겠어요 <laughs> 어려워 진짜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 근데 확실히 근데 한국인도 충분히 좋아할 만한 비주얼이에요 네, 약간 맞아요. 미소녀스럽고 네. 눈이 땡그래가지고 그러면 계속 가볼게요 <laughs> 와우 wow. Oh. 어때요? 전반적으로 지금 들은 중간까지 왔는데 어, 그러니까 어, 떤것 같아요? 그 약간 Lil Pump 같다는 생각도 약간 든게 음. 뭐랄까 요즘 약간 트렌드 랩의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그게 막 그런 구성된 막 가사들이 어려운 게 없고 되게 반복적인데 음. 되게 리드미컬한 느낌이 드는데 전 진짜 되게 그냥 이렇게 곡개 절로 흔들어지게 만드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번에도 비트가 아. <laughs> 오히려 저는 랩보다 비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약간 그리고 이 친구 느낌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하나 있는데 오. 그 Oliver Francis라고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분은 이분보다 안 유명하지만 아무튼 네. 그 친구랑 약간 느낌도 비슷하네요 아 근데 네. 진짜 일단 저는 영상을 주로 하는 사람으로서 노래랑 영상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잘 맞는 네, 것 같아요 동화 같은 느낌인 게 와우 계속 keep, keep it going keep it going tree, sunlight shining every band, blowing busy staring me. Wow. All my friends are enemies. When I'm sinning, you just see a sinning. Prescription pills make me a villain. Ah. Yeah, I'm always chill. Yeah, fake friends or big brands. Wow. 아 너무 귀엽다. 그쵸. 저건 진짜 차가 아니네. 그거 모형 미니어처 어. 같은 건 와우 저아좀 어, 크로마키로 딴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어디 앉혀가지고 크로마키 따서 앉은 것처럼 만진, 만든 것 같은데 음. 아 너무 좋은 것 같아 와 노래도 좋은데 영상도 너무 귀엽고 근데 약간 가사는 뭔가 슬픈 것 같은데 아, All my friends enemy 나의 모든 친구들이 적이다 아 그, 그래서 제목이 그런 건가 음, 봐 속임당 그런 그런 건가? 아잘 아시잖아요 잘죠 저도 많이 배신당하고 사는 성격이라 음. 음. Check this out. Let's keep going. That's my main girl, got a side though, like my bitch got more hoes than same though, she a crazy yeah, from no turn enemy, Satan's got a grip on me, heaven's looking very bleak, my faith in everything, eating off the apple tree, so 아, 아. 왜? 보니까 어쨌든 미니어처스럽고 약간 동화스러운데 보니까 이 지금 리샨2분만 나오잖아요. 네. 외로워요. 전반적으로 아. 분위기가 외로워. 맞아 지금. 맞아. 어, 되게 진짜 약간 현실감 떨어지는 공간에 있는데 그만큼 현실감이 떨어지는데 혼자 있어서 지금 외로운 분위기가 저는 바, 갑자기 확 박았어요. 약간 트루먼 쇼 같은. 어, 예, 진짜. 어우, 갑자기 소름 쫙 끼쳤어요. 아, goosebumps right here. Wow. 어우, 추워. 계속 Let's 가볼게요. 아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니까 슬프다 All my friends are enemies 모두 다 적이래 아 저거 하트 뭐야 Wow. Cole Bennett 씨가 wow wow wow wow 이렇게 Lil Xan의 Deceived를 보고 왔는데 어 전반적으로 처음에는 굉장히 동화 같은 느낌이어서 좋았다가 중반부부터 약간의 그런 영화 가 살짝 들리기 시작하면서 영상을 보니까 슬프게 갑자기 다가왔어요 음. 와왜 안 울었어 근데? 저도 저렇게 많이 당해가지고 저도 눈물 말랐어요 아, <laughs> 이제 이제 그 네. 저런 걸로 네. 웬만한 자극으로 안 온다 네, 자극 없어요 이제 저, 저도 당할 만큼 당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케이 저는 어. 배신당한 적이 딱히 없어서 All my friends are not enemy 근데 노래는 좋았잖아요 어, 저는 노래 이런 류가 좋아요. 이걸 요새 약간 그 emo 힙합이라고 해요. emo 힙합. 아, 약간 진짜? 그 슬픈 그 감정, emotional 아. 그 emotional한 그런 느낌. 을 합쳐서 뭐 emo 힙합이라고 하는데 어. 아무튼 저는 emo 힙합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emo 힙합을 만약에 뭐 잘 못 살렸으면 되게 촌스러울 그렇죠. 수 있는데 이상하죠. 정말 잘 살려서 너무 잘 살린 노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노래 들으니까 꼭 진행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준 어, 뮤직비디오는 이런 건데 저렇게 된 것 같아요 약간 굉장히,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사람 불편하게 <laughs>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전달력이 떨어지니까 오늘은 약간 또박또박 말하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예 어떻게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oh, hope, I 아, hope you guys like this and Uh, again, please make sure subscribe and like. 오케이 진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Let's get it! 저희가 구독자 1000명이 되면은 인스타그램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조금 더 소통하면서 얘기 많이 나누고 싶어가지고 저희 인스타그램 만약에 시작하면 그 계속 띄울 거니까 화면에 인스타그램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얘기 많이 해주시고 당연히 유튜브에도 댓글 다는 거 어떤 질문이든 저희 되게 친절하게 답변 드릴 테니까 항상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과 종모양까지 눌러주시면 저희 너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영어가 잘안 돼도 네. <laughs> 그래도 소통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대답은 해줄 수 네, 있는 대답은 할 수 있으니까 어, feel free to uh, leave the comments below whoever or whatever 오케이 그럼 오늘의 리액션은 굉장히 뮤직비디오 짧아서 금방 끝났네요 그럼 네. 오늘은 간편하게 이렇게 릴샨의 디시브드를 한번 소개해 드렸고 다음에도 핫하고 멋있고 재밌는 뮤직비디오 있으면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좋았어. 오늘은 간단히 여기서 끝내보죠 리액션